날 두고 가지마 설아 이게 무슨 얘기죠? 뭐가요? 우리 집에 우리 집엔 아무 일도 없었니다만 <laughs> 걔가 힘들어 보여서 들어왔다고? 아 지금 걔 도망갔어요 힘들어 보이는 그 썸네일에 힘들어 보이는 강아지 도망갔어요 저한테 뽀뽀 당하다가 봐 응. 내가 조용히 멀리서 꽁지 냄새를 맡아볼게 꽁지 받아어던가 아, 아, 따가닥, 아, 아, 싸대기 맞았어. 아. tắc hồ Nope. Mà. Oh. 내 눈알이 내 눈알이 고대로 달려있겠지?